저녁이 드리우고 혼자 있는 밤 차가운 바람이 부네요 지나왔던 발걸음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눈물겨운 순간들도 지나왔네요 아파왔던 기억도 괜찮아 걸음걸음 순간순간들 또 하나씩 살아나네요 낯자라 거듭거듭 걷어안고 내 모든 걸 놓아야 하지만 내 눈물이 내 가슴이 여기에 머물렀음을 나를 기억했음을 잊지 말아요 목소리 네 향기도 스쳐가는 바람결에 네 아픔을 보내야 하지만 그 기억도 그 추억도 이곳에 머물렀으니 나와 함께 했음을 떠올려줘요 I 소원 그대 행복하기